이름 강찬 생년월일 92년생 10월 27일이요 태어난 곳 서울 혈액형 A형이요 내 성격 성격이요? 어, 내성적 아싸 좋아하는 색깔 빨간색 좋아하는 음식 삼겹살 좋아하는 간식 컵, 커피 내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행동 그냥 누워서 핸드폰 봐요 음,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있다면? 와이프 어릴 때 장래희망 월 300 벌면서 집에서 게임만 하는 그런 사람 그게 나야 프로게이머가 아니었다면 뭐가 됐을까요? 중소기업에서 셀러리맨 다시 태어나도 프로게이머를 할 것이다 네롤할때 습관이 있다면? 지금은 채팅창 보는 거 방송 안할 때도 채팅창을 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챔피언은? 자르반 이유가 있다면? 인생 참 제일 싫어하는 새끼요 니달리 이유 이유? 알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스킨 아 당연히 자르바 스킨이고 무에타이 리신이요 그리고 제가 리, 리신이 모스트일인데 리신하면 무에타이거든요 처음 롤은 언제 시작했어요? 2011년도에 그냥 해외 쪽에서 엄청 인기 있는 게임이다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첫 배치 티어는? 블랙? 첫 배치가요? 네. 어,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챌린저는 그냥 가는 거아 그냥 가죠 아 네. 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프로게이머는? 어... 가장 좋아하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네, 1세대 프로게이머로서 지금 공동년생들 프로게이머를 보면 드는 생각 아 2000년도에 사람이 태어났구나 네. 어, 내가 젠지에서 가장 아끼는 동생은? 막대하는 동생은 있어요 물론 아니 젠지 소속으로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젠지 소속 스트리머가 별로 없잖아요 어, 근데 사실 요거는 조금 불만이다 불만이요? 불만 없어요 아니 저한테 진짜 많이 맞춰주셔가지고 그냥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 <laughs> 내가 생각해도 방송에서 진짜 잘 뽑았다 라고 생각하는 컨텐츠가 있나요? 컨텐츠야? 롤하이 요새 1일 몇 클랩을 중이세요? 4 아, 오케이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있다면? <laughs> 불 좀 꺼줄래? 불 좀 꺼줄래? 어, 네. 내가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음, 우승하는 기억이죠. 우승과 광탈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 롤드컵 시기만 되면 자꾸 미끄러졌던 거. 마음에 드는 별명 깜찬방 CJ부터 젠지까지 함께 수많은 선수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다면 그럼 걔는 이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특이한 놈이에요 이 선수랑은 한 번쯤 같이 해보고 싶었다 하는 선수 있었어요 페이커뱅 지금까지 뭐, 뭐 전, 뱅기부터 뭐 스코어까지 많은 정글러들이 근데 내가 최고의 정글러다? 어... 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두 선수를 말씀드리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큐베 룰러. 룰러. 크리템 메라. 아, 그거 그니까 아... 룰러 크리템. 아니 뭐그 주제가 없이 그냥 주제 없어요. 그냥,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가끔 나의 프로게이머 시절 매드고기를 찾아본다? 찾아보지 않아도 자꾸 보여요 자꾸 사람들이 지금의 저와 자꾸 비교를 하면서 보여줘요 혹시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있나요? 요즘에는 비밀이에요 아 비밀 오케이 <laughs> 어 되게 알려줄 것처럼 <laughs> 네. 혹시 즐겨보는 스트리밍 방송 막 트위치 동료들 많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하스방 정말인가요? 플러리. 플러리. 네. 어, 지긋지긋한 고정 질문인데요. 이거 저희 이제 대표 인터뷰, 대표 질문이에요. 점멸은 D다, F다. F. 어, D점멸 유저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D형인 거예요. 혹시 뭐 가장 하고 싶은 일탈이 좀 있으신가요? 일탈이요? 일탈을, 일탈 없어요. 음. 그냥, 네. 저는 그냥 제 삶에 만족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LOL meta가 있다면? 시즌2 서포터 한 방에 mid한테 죽는 시절 삭제된 아이템 중에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아이템 있나요? 아... 아... 어렵네 부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 어떤 거? 향로랑 지휘관 근데 향로 때문에 이제 우승도 하셨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도 싫어요? 아뭐 뭐 애정하는 탭은 아니고 더 덥긴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우승이 향로에 묻어진 것도 조금 있어요 사실 저희가 자리에서 우승한 건데 걔네들은 향로가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 향로는 향로면 결국 실력 싸움거든요그 나의 의외의 인맥이 있다면 좀 의외의 인맥? 의외의 인맥?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싸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제 아내와 결혼한다? 뭐 네. 자, 그 아내분에게 한마디? 사랑한다.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 늘 관심 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TMI 50분 50분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50분 인터뷰 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단답형으로 대답해서 좋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재밌는 질문들도 있어가지고 생각 많이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재밌는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